완전 물어버려 Thank you. 얘기하는데 뭐 나한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야? 부모의 분이 이혼하신 걸 하고 일부러 얘기해요. 를 제가 이번에 인 홍삼 찾으러 가요.